안녕하세요 최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원 에디터 레아입니다 아침에 눈 딱 떠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일과 중에 몸이 너무 찌뿌둥할 때 꼭 따라해보세요 여러분의 2020년 다이어트는 단호가 습관 성형으로 책임집니다 아 됐다! 시작하기 전에 본격 운동 시작해볼까요? 밸런스 맞춰주고 동작 크게 크게 진행할게요 새천년 다짐을 이번 체조에 가득 담아서 따라해주세요 첫 번째 동작부터 가볼까요? 제자리에서 동작 크게 크게 박수 쳐줄게요 손머리 위에 시작! 하나, 둘, 동작 크게 크게 생명이겠죠? 이 동작을 할 때 코어에도 계속 힘을 주면서 중심을 잡아주세요 발끝은 포인트 후, 후, 후, 후 지금부터 힘들면 안 되겠죠? 페이스 조절하면서 힘든 거 아니겠죠? 끝까지 발끝 생명 코어 생명 후후후후 그만 그 다음 동작 앞으로 똑같이 스텝 밟으면서 해볼게요 준비 시작 후 이번 동작은 가슴을 크게 크게 열어주세요 얼마나 2019년 음치료되기 쓰셨어요 활짝 펴주세요 활짝 활짝 숨을 크게 쉬는 게 아니라 자 종료를 잡혀드세요 발끝 생명 포인트 그대로 유지하면서 코어 힘 좋아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하하 하 우리의 새천년은 밝을 거예요 그게 끝까지 갈게요 하 웃으면서 그 다음 동작 해볼게요 이번에는 엉덩이를 훅 차면서 하하하하이 동작 할 때 엉덩이를 뒤꿈치로 계속 차주세요 호 후, 후, 후. 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. 벌써부터 호흡이 가쁘게 훅훅 쉬어주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. 계속 호흡 가다듬으면서 따라해볼게요. 후, 후. 잘하고 있어요. 후, 후, 후, 후. 엉덩이 끝까지 차줄게요. 후, 후. 그만. 제자리 걸을게요. <laughs> 하, 하. 아, 팔이 너무 아파. 지금 힘든 분들은 잠깐 쉬셔도 됩니다. 다음 세트 이어서 바로 가볼까요? 준비, 시작! 무릎을 높게 찾으세요. 하! 무릎 높이, 너무 높이 올릴 필요 없이 딱 90도, 옆에서 봤을 때 90도 정도로만 올려주세요. 2019년 힘들었던 거, 니네 킥으로 다쳐버려! 하! 하! 하! 지금 리듬이 너무 빠른 분들은 살짝 늦추셔도 됩니다. 끝까지 따라하는 게 중요하겠죠? 코어 힘줘서 상체가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좋아요 그 다음 동작 가볼게요 앞뒤로 앉았다 일어났다 준비 시작 하. 이 동작의 이름은 제가 지어봤는데 굳은 일이 있어도 힘차게 일어나겠다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동작이죠 으라차차 으라차차 이번엔 동작 바꿔서 반대발로 시작할게요. 준비 고! 반대발 잘 집중하고 계신 분들이 다리 흔, 다리 틀리지 않습니다. 으라차차 당당히 땅을 밟고 일어서주세요. 끝까지 그만 그 다음 동작은 잠깐 쉬었다 가듯이 기표기 자세 준비 시작 오 올라왔다가 후 밀고 폈다가 다시 그게 앉았다가 쭉 펼게요 다시 펴주고 후 올라와서 쭉 밀게요 따라오고 있어요 그게 발을 품듯이 쭉 올라오고 그게쭉 이때 발끝 넘지 않도록 무게중심 계속 조심해주세요 쭉 올라오고 다시 리듬 채워주고 허네 웃음 잊지 마시죠? 호, 호. 웃으면서 끝까지 할게요. 히, 호, 하. 이제 반 왔습니다. 지금 힘든 분들은 잠깐 쉬셔도 돼요. 그럼 그 다음 동작 이어서 가볼까요? 양팔 쭉 벌리고 상체 움직일게요. 하체 고정하고 시작! 하, 둘, 셋, 넷 하체는 최대한 고정하고 배에 힘 주셔야겠죠. 후! 옆구리를 최대한 멀리 보냈다가 오는 느낌으로 반복할게요. 모두 하나 돼요. 습관 사용 될수 있도록 마음을 다 담아주세요. 전 지구인 습관 사용! 끝까지. 좋습니다. 집중 끝까지 할게요. 마지막 끝! 아. 그 다음 동작 해볼게요 살짝 앉았다가 반수 주면서 준비 시작 하하하하 동작이 빠른 분들은 살짝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이번 동작도 약간 전지구인 평화를 위한 느낌으로 와, 와, 와. 아니 약간 모닝이 같잖아요 그 씨앗 뿌리는 것 같아요 뭐그 뭐야 아, 아 천천히니까 봄이, 그러니까. 다 씨앗 와 하, 지금 이 동작이 힘든 분들은 살짝 앉아주셔도 되는데 팔 동작 크게 해주세요 끝까지 그만 그 다음 동작은 전세계적으로 뻗어야 되니까 옆으로 쭉! 쭉눌러줄게요 오늘 많이 뻗어나가네. 준비, 시작! 쭉! 쭉! 하체는 최대한 움직임 없이 고정해주세요. 옆구리만 쭉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하, 둘, 호흡 뻗으면서 내뱉을게요. 후, 후. 이 동작을 할 때 조금 어지러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타이밍에서 잠깐 쉬셔도 좋습니다. 아, 어지러워요. 잠깐 쉬고 시작할까요? 끝까지 한 동작이라도 더! 그만! 그 다음 잠깐 휴식 또 해줄게요. 지금 이 타이밍에 물 한 모금 마시고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숨을 고르면서 계속 이 소중한 휴식 시간에 휴식을 즐겨주세요. 그 다음 해볼게요. 다리 어깨 넓이 편 상태에서 상체를 쭉 밀어주세요. 민 상태에서 한쪽 바, 무릎 구부리면서 스트레치쭉 다시 올라왔다가 가슴에서 쭉 뽑습니다. 쭉 뽑고 한쪽 구부려서 스트레치. 허벅지 안쪽이 시원하게 당기실 거예요. 올라와서 가슴에서 쭉 밀어주고 무릎 굽혀서 스트레치. 허벅지 안쪽 당기고 계신가요? 올라와서 한 번 더 쭉 밀게요. 쭉 굽혀줄게요. 저는 유연성이 좀 부족하거든요. 아이고, 그만. 이제 두 동작 남았어요. 그 다음 동작은 좋은 기운만 가득하라고 상체 크게 돌려줄게요. 준비 시작! 크게 두 번 돌리고 반대쪽으로 크게 근데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절대 급하게 돌리지 마시고 반대쪽으로 천천히 동작을 따라 하시거나 이 동작은 살짝 넘겨주셔야 돼요 반대 후 몸 크게 쓰는 게 좋습니다 반대 후 후. 그만 마지막 동작입니다 옆으로 서서 한쪽 발을 쭉 내려주세요. 그래서 앞으로 걸어 나가듯 팔을 쳐줄게요. 허이, 허이, 허이. 2020년 꿋꿋하게 우리의 의지, 우리의 목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쭉, 쭉 여기 뒤쪽이 스트레칭 쫙 되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. 너무 힘든 분들은 그냥 천천히 쭉 눌러주셔도 됩니다. 반대쪽 해볼까요? 상체 이렇게 세우고 반대발 앞으로 내밀어서 천천히 버텼다가 걸어나가 볼게요. 하나, 둘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밸런스 지켜주셔서 한쪽으로 막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자세 이어가셔도 좋아요. 화, 둘, 화, 둘, 셋, 그만. 일어날게요 마지막으로 천천히 스트레칭하 끝내볼게요 다리 벌려서 상체 천천히 내릴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, 우리 손과 발 털어줄까요? 아,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2020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내일도 꼭 인증해주세요. 댓글 다 지켜보고 있을게요. 안녕!